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민진입니다 저의 버킷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아, 이번 연도 우리 가족이 좀 아프지 않는 거두 번째로 제가 아프지 않는 거세 번째 아, 저를 아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 팬분들 여러분들의 안위를 이번 2019년도 버킷리스트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돌아왔습니다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스24 2관에서 공연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짬이 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가주세요